주소서 주의 사랑 전하며 주의 의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도록 또 그의 생명에 동참하도록 아버지 나라 이루어지는 것 나의 삶으로 소서 그와 함께 죽도록 또 그의 생명에 동참하도록 아버지 나라 손을 붙들어 나의 발을 붙들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의 사랑 전하며 주의 의를 전하며 살아가도